근데 여기 시간 얼마? 아 메가박스 없잖아. 메가박스. Salut. 뭐 전화도 사십니다. 전안 가면 안 좋은 거는 사십니다. 간단하게 드시고 가세요. 아픈걸 조금 못 들었고 제발 좀 되겠다. Thank you. 것들이 합니다. Thank you. 그거 한명 뭐 걸린 그게 저 거지를 내가 거지도 키웠잖아. 정기 좀 좋게 좀 잡는 거. 수 나오고 있 혹시 뭐 다른 거하시나뭐 식사라고 했어. 그러니 이름은 7,000원. 자꾸 자 있어.